예, 안녕하세요. 김상수 소장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지식배움터, 지식배움터 강의차 오늘 마포 여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식뱅부터 스튜디오에 왔는데 오늘 사이버강입니다. 오늘 과연 대한민국 창업시장에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이런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창업자들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과연 어느 상권 로 노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아이템을 노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늘 창업자 입장에서 신규 창업자와 기존 창업자 입장에서 과연 창업자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과 창출을 위해서 첫째 아이템부터 그 다음에 상권 입지 그 다음에 마케팅 아, 운영 관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 성공 고지에 이르는 방법 어떤 걸까 그리고 우리나라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 입장에서 최초 계획했던 만큼 성과 창출이 안 될 때 이를 어떻게 타파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small business 컨설팅들을 쭉 하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섹션으로 과연 우리나라 창업 시장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창업 시장을 창업 예정자 입장에서도 하나의 생태계로 이해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소비자 집단들 그 중에서도 남성, 여성, 애들, 어른 계층별로 직장인, 뭐 학생, 중고생 아니면 뭐 각종 주부 및 가족 단위 소비자들의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그들은 어떻게 지갑을 여는가 이거를 늘 관심 있게 안테나를 켜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 시장 조사죠.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거의 80%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입니다. 월세 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24년차 창업자입니다만 아직도 선릉역에 조그만 사무실 운영하고 있으면서 월세 따박따박 내면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무슨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 창업자들은 기존 창업자들은 지금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존재하는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 지금 오늘 제가 공정위에 보니까 6,491개 브랜드가 등록된 프랜차이즈 시장 1년이면 1000개 이상 브랜드가 생기고 또 그만큼 브랜드가 문을 닫는 이 시장은 과연 어떤 시장인가? 프랜차이즈 시장 중에서 본사 사장님들은 뭘 원하는가? 가맹점주들의 꿈은 뭔가? 동시에 정말 마지막 중요한 시장은 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존재하는 부동산 중개업 시장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소가 포탈 기준으로 한 12, 3만 개 정도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접수된 물건의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일까요? 1번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안 될 가능성이 있거나 치고 빠지거나 이런 아이템 조심해야 됩니다. 동시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늘 사장님하고 친해야죠. 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앞으로 어떤 아이템이 이 동네에 생길지 다 알죠. 왜? 맨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에 와서 가게를 구하시는 분들. 아, 제가 뭐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아이템이 앞으로 생긴다고 봐도 저는 그 대한민국 지금 2020년입니다만 적어도 30년 전 1990년대부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도표 하나만 가지고도 한 3시간 얘기할 내용인데 88에서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90년도에서 97년 무렵이 우리나라에서 좀 경기가 좋았던 그 당시에 벤처붐도 일었고 제가 1996년도 <laughs> 결혼을 했는데요. 이때가 좀 가장 물가가 셌던 시대 지나고 나면 경기가 좋았던 시대 또 경기의 그 당시 부양책은 야 부동산 건설이야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5대 신도시가 땅 파기 시작했던 일기 신도시가 출현한 거죠. 이때. 이때. 창업시장에서는 그 당시에 명태라는 말이 처음 나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명퇴 일기생들이 좋아했던 아이템 뭘까? 뭐 남복이 좋고 그럴싸하고 깨끗하고 좀 직장 생활보다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경제의 어디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없습니까? 그런 위주로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CVS, convenience store, 그 당시에 베스킨라빈스 같은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이랜드, 그 당시에 뭐 크라운 베이커리 고려당 신라면과 같은 제과점, 놀부라는 브랜드가 이때부터 한식 프랜차이즈를 최초로 시작한 거죠. 해서 이 90년대 그리고 97년 말 우리가 다 아는 IMF 시기 이 IMF 시기에 창업자들은 다 망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IMF가 너무 반가워요 이런 아이템도 출연했다는 거죠. 물론 실패한 창업자들도 많이 나타난 게 현실이죠. 그래서 지나온 창업시장의 이 트렌드와 이 아이템들을 쭉 쫓아가다 보면 아 앞으로 2030년대에는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아이템이 출현할까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 시장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이클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30년의 역사를 사이클로 보면 저는 1988년에서 90년대 초까지가 쫙 상승 곡선을 달렸던 시기죠. 그리고 그 정점은 97년 말이죠. 97년 말 그 당시에 임창열 경제기획원 장관이 TV에 나와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부도났던 시기죠. 그때 IMF로부터 550억 불, 어, 그 당시에 60조를 지원받았던 그 시기 시장의 사이클이나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이나 아이템의 사이클이나 브랜드의 사이클이나 상권의 사이클이나 다 사이클이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죠. 그래서 저는 호황기에는 어떤 아이템을 불안기에는 어떤 아이템을 늘 살피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이클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프랜차이즈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이 가맹점 창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입니까? 물론 이 얘기만 하더라도 야 정말 몇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얘기인데요. 저는 그냥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 저는 좋은 브랜드는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존 가맹점들, 그 가맹 사장님들 중에서 최소한 이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얼굴 표정을 좀 살피십시오. 표정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번. 저는 뭐 발로 뛰는 브랜드 평가를 통해서 해당 브랜드의 창업자 만족도를 좀 체크하는 두 번째는 이 본사 사장님이 어떤 분인가도 좀 살펴야 됩니다. 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까 5,100여 개가 있는데 5,100분의 사장님들은 옛날에는 어떤 브랜드를 하셨고 지금은 어떤 브랜드를 하고 계신가 그리고 해당 가맹점 사장님들이 그 본사 사장님들을 쳐다보는 보는 만족도는 좋으신가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요즘 공정위의 정보 공개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장이 얼마나 많이 느는가 최단 기간 몇백 개 오픈 저는 이런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작은 시장에 최단 기간에 많이 오픈한다는 것은 최단 기간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개별 가맹점의 이런 투자 대비 수익성 평균 매출액, 그 다음에 해당 브랜드의 폐업률, 어, 그리고 분쟁 사례까지 좀 잘 살피면서 브랜드를 식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섹션으로 이 상권 아이템 얘기를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다른 말은 저는 상권이라고 보거든요. 틈만 나면 상권에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 창업자든 예비 창업자든. 아, 네.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았던 상권 어딜까?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4년제, 3년제 대학가 상권들. 아까 홍대 상권 같은 경우도 요즘 가보니까 야 뭐 권리금 스타 뭐 수억 원짜리가 무권리로 나온 게 수두룩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런 대학가 상권이 비대면 사이버 강의 체제로 많이 바뀌면서 요즘 그렇잖아도 대학가 상권은 6개월 상권이라고 하는데 야 요즘 이 post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요 지방 대학가 상권들 요즘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네. 오피스 상권은 뭐 저희 사무실 있는 테헤란로, 마포, 소송, 광화문, 뭐 상암동 같은 지방의 이 오피스 상권은 각 지방의 시청 상권, 구청 상권, 그 다음에 법원 검찰청 상권 이런 오피스 상권도 요즘 회식 수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회식 수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오피스 상권이 단체 고객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최근에 저는 이 요즘 특수상권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특수상권 창업 이렇게 검색하면 뭐 창업비 적게 들어가면서 번듯한 건물에 야 브랜드 창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고 나는데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번듯한 상권에 맞는 지출 첫 번째인 고정지출, 고정지출의 첫 번째인 월세 감당하지 못한 특수상권들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수수료,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타, 타산을 맞출 수 없는 이런 특수상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아, 네. 관광지 상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좀 살펴야 되는 이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지 상권. 저는 뭐 이 랜선 강의를 들으시는 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관광지 상권을 평가하는 기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관광지 상권은 정량적인 데이터로 본다면 모든 시군구청 관광가에 가서 야 어느 관광지가 연간 관광객 수가 얼마입니까? 상격. 관광지 상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소 연간 200만 명 정도 되는 상권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좋은 아이템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템을 평가하는 기준. 야, 어떤 게 좋은 아이템입니까? 어, 아이템을 평가하는 기준 제가 아주 러프하게 어, 한 다섯 가지 기준 정도를 서로 비교를 했는데요. 모든 아이템에 대한 판단 기준의 첫 번째는 투자 수익성이죠. 야 그래서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버는데 그 얼마 버는데에 대한 기준인데요. 그거였죠. 저는 아유 뭐 다다익선 많이 벌면 좋지만 아유 뭐 그래도 한 2부이자 정도는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2부이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2부이자는 야 투자 대비 월 2% 수익률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계산하기 좋게 1억 정도 투자한 창업자 기준으로 본다면 월 2%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 정도 그것도 창업자 이 주인 한 사람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200 정도만 번다면 그냥 굴러갑니다 이거죠. 아, 반면 굴러갑니다. 야 이거 200벌이도 안 돼. 그러면 이 사업 정말 심각한 거죠. 투자 수익성에 따라서 좋은 아이템, 나쁜 아이템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저는 라이프 사이클, 수면 곡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상권이든 아이템이든 브랜드든 우리의 인생이든 공통점은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저는 특히 최근에 창업 시장이 단명하는 창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장수 창업자가 우대받는 장수 창업자가 많아야 되는 우리 한국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 떳떳하게 나 이 사업 합니다. 하지만 떳떳하지 못하는 아이템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를 창업자가 갖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던 전수창업 개념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 핵심 노하우를 창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떨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숙달, 숙련되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긴 아이템 이런 쪽에 관심을 저는 갖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아무나 못 따라하는 거죠. 그래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좋은 아이템의 기준은 역시 행복지수죠. 행복해? 궁극적으로 저는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은 창업자의 행복 지수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창업 시장에 직접 가서 직접 창업자들의 행복 지수를 살피는 노력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못 따드린 얘기는 제 창업통TV 유튜브 채널에 오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공부한 사항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그때그때 바로 친절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무리하겠고요. 네, 가을에도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